아이고 아이고. 와. 안녕은 주작감 어, 아, 매점 눈앞에서 만나 피크닉 카커볶이 먹으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단해 금손은 한도 없는 불 아무리 싫은 표정 지어도 불타는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있다네 매일매일 나에게 특별 할인을 좀 해줘요 어. 메싹 어, 우리도 주나요? 나는 땅 파서 아, 장사하는 줄 옥수 서울지 마아리와 해옥수 VIP 금소랑 언제든지 오렴 양골로 돌이 제 모습 내 가지가지 있단다